어디야? 멋진 아, 버전이야? 너 내 앞에 뭐지? 어, 어, 어. 뭐지? 한 줄짝이지? 아 바라다지 어. 바라다지 <laughs> 정신이 <laughs> 아 give me